맛있어. 응. 맛있지? 일주일에 한 번, 해 가슴이 커질 것처럼 설레는 시간. 완전 쫀득쫀득해 작은데? 음 진짜 맛있어요 대박 양념 괜찮아? 응. 딱 좋아. 음. afternoon. 얘는 마우스고 얘는 립스틱이에요. 이거는 로지텍 마우스인데 제가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펜슬로 하는데 계속 마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마우스랑 고민을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후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가성비 좋은 로지텍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피치씨에서 새로 나온 립스틱인데 오픈 할인을 해서 9,8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샀어요. 피치씨 4시즌 MLBB 립스틱 2번 선키스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컬러는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노트북에서 쓸 수 있는 USB도 들어있어요. 맛있지않아맛있어맛있어 Thank you.